vai ficar aqui. thank 다국내산인리 진짜 여수에서 왔는데? 사러 <laughs> 가야 되겠다 그래 맛있으면 사러 가 아니 여기 유명인가봐 음. 근데 이게 양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갓김치구나 우와 갓김치 엄청 많아 오마이갓 김치 我还打，他还打。